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서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너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내겐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한데 왜 너무 외롭다 나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정말 행복하니